말하자면 말해 이거 신상 안 나오나? 아니 너가 보지 말고 아니 <laughs> 아니 신상 나오면 안 보여주려고 그러지 신상 나와? 무슨 신상? 영수증은 신상 안 썼나? 그 우리가 어디서 샀는지가 뭐지? 음 결제 시간이 9시 44분 9시 44분 이거 많이 샀습니다 <laughs> 많이 샀습니다, 근데. 브레시 많고. 음료를 사면 메이플 리 유저블 컵 2,000원 자 꺼내볼까요? 타란 <laughs> 우와 진짜 싫다 <laughs> 누군, 누군 더 좋아하는 줄 아냐고 상자는 미스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니 <laughs> 네 건가? 어떻게 알지? 니건 네 뜯어봤잖아. 비밀이잖아. <laughs> 처음 듣는 척 해야 된다. 아니 카메라 좀 대줘. 아니 뭐 내가 보여야 해주지. 그건 그래. 투명하고요. <laughs> 놀았습니다. 왜안 열려? 내가 열리지 않는 걸로. 언유저블 <laughs> 컵. 뭐야 안 열려? 돌리는 거야? 아니. 야 들어봐 카메라. 내가 열어볼게. 야, 들어봐 나도 열어볼래. 알았어. 아니 아니 내 걸로. 어. 알았어. 개 아파. 미쳤나봐. 돌았어. 안는종이 꺼내봐. 내가 안 보여. 아, 난 보여. 아니, 카메라에 대라고. 보여? 어. 뭐래? 전자레인지, 냉동실, 식기세척기에서의 사용이 불가능. 나 냉동실 넣었는데. 아, 그 플라스틱 컵인데. 보냉 보온 기능이 없습니다. 뭐 그거 알고 있는 거고. 어쨌든 뜨거운 물 넣어도 되, 되는 거야? 어, 돼. 근데 이거를 넣고 가방에 넣지 말해. 아 하긴 누가 구멍이 뻥뻥 뚫리면 어, 가방에 넣어. 누가 가방에 넣어? 뒤에 또 뭐 있어? 소재. 소재는 나 글자 하나안 보여. 트라이탄. 99도까지 된대. 가을 이제 겨울로 오는 것 같은데. 그러게. 약간 카카오 프렌즈의 라이언 굿즈 같은. <laughs> 여기는 빨대 구멍인가요? 닫히지도 않습니다. 이 몇 리터짜리야? 530ml. 530이면 473ml가 그란데니까 아, 레귤러니까 그러면 커피빈 레귤러 사이즈는 담고 남는 거지. 음... 그러니까 휘핑크림까지는 얹을 수 있는 걸로. 휘핑크림이 조금 안뜯면 되니까. 그러니까. 되게 이쁘고. 이쁜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. 귀엽다. 우리 썸네일 찍자. 그리고 저렴하다. 맞아. 2,000원밖에 안 해. 여기에 내가 음료를 담아볼게